버이었어요 예약. 그냥 바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앞에 waiting도 없고 안녕하세요 환희 환희의 지하철 오늘의 역은 연수 연수역입니다 오늘 갈 곳은 어디죠? 맛집은 양푸나 디저트는 안스베이커리 그러면 가볼까요? let's go!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네임은 송원뼈 해장국으로 되어 있고요. 음.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양푼아 네, 도착했습니다. 2시 반에 예약했죠. 네, 어떻게 예약했어요? 이 네, 당일 예약은 11시 반부터 여기 현장에서 받으신다고 하시고 12시부터는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전화번호 적혀있는 곳에 전화 해주시면 12시에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좀 예약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맞춰서 오면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일단은 가격이 어떻게 이게 만 원인지 아 나나왔어요 일단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응. 저는 그 유명한 튀김 양푼 튀김입니다 한번 저희가 개수를 세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럴까? 피카츄 하나, 식빵 두 개, 김말이 두 개, 큰 계란 두 개. 이건 뭐죠? 아 그거네 소세지. 어. 소세지, 소세지 두 개. 치즈 스틱 네 개. 그렇게 두 개. 튀김 세 개. 인간이 4개, 통한 15원이 6개, 6개, 3, 4, 5, 6개, 콩국이 1개, 스마일, 왕도 2개 고구마 4개인데 왕건 이것도 있고 이렇게 왕건이도 있어요 엄청 크다 단호박 4개, 손떡갈비 그리고 진짜 그냥 감자튀김 어... 그리고 떡볶이도 양이 진짜 많아요 아, 그 예전에 학교 앞에서 먹던 음. 그 맛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것 음. 같아요 음. 한번 먹어볼까요 저희가? 좋아요 떡볶이 먼저 음. 짠! 음 은근 매운데? 엄마가 해준맛 같아 어? 살짝 맵구만 그 끝맛이 살짝 맵다 나 이렇게 매운 줄 몰랐는데 음. 진짜 그 딱 컵에 먹던 그 느낌 응 컵볶이 맛 음. 진짜로 근데 학교 앞 분식점에서 응. 음. 500원 주고 응. 가볍게 먹는 그런 맛이고요 근데 좀 더 매콤해요 이번에는 치즈가루를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괜찮다 난 이거 해시브랑 전 이거를 치즈가루 찍어 먹을게요 나 이게 솔직히 너무 먹고 싶었어 이 치즈가루가 떡볶이에 치즈가루? 응 음, 치즈가루는 피자집에 있는 그 파마산? 어 파마산인데 좀 냄새가 있는 그런 파마산 가루인데 근데 일반 피자집이랑은 좀또 또 다른 매력이 음. 있어요 일단 저희 치즈 스틱을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치즈 음. 때문에 늘어나? 아, 안 늘어나 소스를 좀 찍어 먹을 종류가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치킨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치비스틱이랑 지금 저 드는 생각 뭔지 알아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길 너무 잘했다 음. 응. 요동이 그렇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소문이 이렇게 들었죠 음 어때? 며칠 전에 강변역 포장마차에서 청아랑 먹은 거보다 훨씬 맛있어 면이 엄청 그래요? 음, 맛있네. 그니까. 저는 빙수 먹어볼게요. 아, 빙수 진짜 맛있어. 이 위에 있는 게 딸기 샤베트고요. 음, 딸기청. 그리고 팥이랑 딸기 시럽이랑 얼음이랑 이렇게 있는데 캔모아에서 파는 딸기 빙수 맛이에요 빵튀김 먹어보고 싶어요 보통 잘 안, 식빵을 안 튀겨 먹잖아요 음.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 나도 음, 맛있어 특이 나는 식빵 좋아하는데 음. 좀 솔직히 특이한 맛은 아닌데 그냥 식빵을 튀기니까 맛있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이건 국물 찍어 먹어야 되네 이거랑 국물이랑 섞여서 범벅 음. 국물을 이렇게 적셔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이건 뭘까? 고로케 고로케 아나 고로케 진짜 좋아해 음, 미쳤네 감자고케 맛있다 나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해 똥고르케가 좋지는 않은 게 응. 감자 맛이 많이 나 맛있지 응. 엄청 사르르르 녹아요 이 무스가 진짜 맛있네 안에 들어간 무스가 그러니까 튀김옷도 직접 간해서 하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새우젓 한번 먹어이 튀김 한 종류씩만 먹다가도 배 터지겠다 응. 진짜 맛있어 이거 그치? 통통해? 난 이거 진짜 이건 오바가 아니라 언니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저는 머스타드 냉동새우가 아니야 전 머스타드 이거 진짜 냉동새우가 아니라 그치 이거 다르지? 이게 음. 튀김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 음.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어서 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질리지 않게 계속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음, 만두도 맛있네. 만두 진짜 맛있어. 하지만 원픽은 치즈스틱이었다. 난 치즈스틱이랑 새우튀김. 여기는 여자, 나 같은 사람은 3명. 언니 지금 좀 배부르지? 응. 언니 같은 사람은 4명 오면 딱 좋겠다. 오! 음. 이번에는 어디로 왔냐면 인천 살았던 제가 추천한 여기가 인천에서 유명한 베이커리라고 해요 가볼까요? 네. 어머 너무 예쁘다 이제 혹시 2차전 해볼 생각 있는지 그러려고 온 거 아닙니까? 네 2차전 시작해봅시다 <laughs> 제주도 많늘바게트 여기는 안스베이커리였습니다 네 종류 주문했고요 음료는 빵은 우유죠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 빵은 우유죠 아니죠 아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단 아메 한잔 짜리 맛있어 맛있다 우유도 너무 맛있어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우리 너무 행복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먼저 음 겉도가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짜지도 않고 음. 엄청 진하게 깊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고 버도가 일단 프레첼이 짜잖아요 음. 그러니까 달기도 달고 부드럽고 음. 짠맛도 있고 너무 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음. 음, 너무 맛있는데? 바로 먹어서 엄청 부드러운 맛이에요 양푸랑 먹본 사람들 맞죠? 빵이랑 불기죠 다음에 1위인 거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가성비랑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짜자잔 그리고 양이 엄청 많죠? 이게 5,500원이거든요? 음. 이거는 안에 우유 양이 엄청 많아요 우와 그렇죠? 우유가 엄청 촉촉하게 묻어있어요 옆에 묻어져 나온 촉촉함 보이시죠? 짠! 짠! 향부터가 올라오네 우유향이 엄청 부드럽다 우유보다 더 달달하니 음, 연유? 음, 약간 연유 느낌? 이 중간 부분은 심심한 맛이 있어 응 겉테두리에 더 많이 묻어있고 음. 음. 원래는 식빵에 겉테두리가 먹기 싫은데 그히 테두리 부분이 더 먹기 좋네요 잼이나 이런 거를 추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맛있어요 빵밑부분에 설탕이 약간 그어진 이 부분이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이 도넛 한번 먹어볼까요? 아 좋아요 생도넛 어? 엄청 나 되게 어 나 되게 푹신푹신할 줄 알았는데 엄청 딱딱해 그치? 한번 갈라볼까? 아 이거 그거네 아 예전에 먹던 그런 느낌이구나 앙금빵? 어 앙금빵? 아 그리고 그 만주 만주 어어 어, 어 맞아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앙금이 고구마 앙금처럼 생겼는데? 완전 예전 우리 할머니가 드시던 음. 그런 느낌이네 맞아 맞아 음. 맛있어? 맛있네. 엄청 맛있네. 뭔 맛인지는 다들 아실 거야. 근데 그거보다 맛있어요. 겉이 고급스러워. 엄청 음. 바삭해 그리고. 저 고급스러워 나. 너무 맛있는데? 민지가 먹고 싶다 했던 맛. 저 요즘 맘모스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아, 근데 생크림이 뒤에 막 튀어나올 정도네. 뭐가 들었냐면 호불호, 딸기잼, 빵, 크림 그리고 밤도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몬드도 있어요 짠! <laughs> 딱 먹자마자 크림 맛이 먼저 나고 소보로 맛? 그 다음에 잼맛 대박 견과류 갈기 완전 살아있어요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한 네다섯까지 풍부한 맛이 나요 단과류 맛, 딸기잼, 그리고 소보를 달달한 맛 그리고 이게 하나씩 들어와 응. 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음미가 되네 이게 아 맛있다 음. 그러면 지금 벌써 네 가지 먹었잖아 저는 1위가 무가니만 더 먹어보고 판단할게 음. 아, 언니는 신중해야 돼요 솔직히 생도넛을 주고 싶은데 고급 맛이긴 해요 약간 고급스러운 버전을 먹어본 맛이어서 저는 생도넛보다는 버터프레츠를 음. 선택하죠 솔직히 그냥 생도넛 진짜 맛있었거든? 저는 생도넛 1위 생도넛 1위요? 어. 저는 맘모스 2위 복합이 버터프레첼 4위 우유 식빵 저는 1 프레첼 2 생도넛 3 맘모스 4 우유 식빵 <laughs> 그러니까 맛있는데 집 앞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이 네 개 중에 꼴찌예요 나 너무 행복해 먹을 때 제일 행복한 주말 안녕! 오늘은 양푸넘과 안스 베이커리를 먹은 칼로리를 소비하러 왔습니다. 오늘 섭취한 칼로리는 인당 1295칼로리인데요. 진짜 많이도 먹었죠? 오늘의 운동은 스케이트 점프 런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 점프 lunge는 20회가 한 세트, 한 세트에 19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저희는 오늘 먹은 칼로리가 1295칼로리니까 68세트 하면 되겠네요. 한 대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스케이트 점프 lunge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이동하는 손과 발이 같이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듯이